한 명인가? 와 줄을 다 푸네 씨. 나만 쏴 이 개놈 아니 앞에 있는 쟤는 안 쏘고 우리 쏘네 와 아,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렛츠고 First 뭐야? 아, 지금 까빠 다 깼는데. 예, 까빠 없어요. 날아어어 어, 미쳤네 네 다음 깨트렸어 뽕거기 조심 들어가 될듯 들어가게 어딨어 어? 여기 어 블러다운드다 방갈 블러드 두 명이야? 된거 나한대 아, 받았어 짜증나네 Need to recharge my shields. my grenade out. Standard. Not all of us are inside the ring. Victory lies there.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뭐야? A few moments later. 아유, 안 뚫리네? One rings pretty close. Scanning 여기로. might be something good this way. 좋던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자리가 그냥 개쓰레기고 안 뚫려. 지금 서로 인사. 어 씨발 나 떨어졌어 <laughs> 미쳐서 기다려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거? <laughs> 내려오기만 해봐라 개새끼들 안돼 아, 네, 내 위치 찍혔어. 너도 찍어주마. 아 조심해, 조심해. 아 올라가야겠네 그냥 저기 Contact with hostile. 이거 자리 그냥 개 쓰레기고 서로 서로가 지금 간보고 있고. Taking a moment to recharge my shield. 좋겠네 이거 In progress. 이거 어떻게 올라가 Good. Bless me with sight. 아직 마지막 장 마지막 장기장입니다. 네. 얘들 얘들 이제 여기랑 Let's 여기. explore this fact. 오케이 저, 저희는 저기로 떨어지면 됩니다 지금 떨어질게요 잘 떨어질게 딱 내려와 딱 내려와 어 설마 이거 궁극기니? 어, 뭐 이상한 데서 봤네 뭐라 그래? 너희는 원패가 없지 아니 진짜. 쟤네 아예 바깥으로 뛰어들 수 있어 쟤 헐 이거 <laughs> 자기장 왜 이래 떨어진다 아, 여기 나이스 Frag out. Reloading. I think we so slow. Only two you can clap now. Reloading. Come on, 하나 피반 아니 아니야 세, 명이 세명세 명이네 미친 최소 세 사람 있고 전리통 갖고 죽었어요 여기 여 대한명 마지막 마지막 아니 이거 표 때문에 안보 나이스 <laughs> 저 사람 버림받은 것 같아. 굿. 뭐, 화면 좀할 테니까 좀만 누워 있어. 하고 살려줄게 나 살려줄게 아 예, 일단 파밍하고 아, 네 파밍할 거 뺏긴다 Thank you. Repairing my damages. 뒤도 있다 뒤도 있다 뒤도 있다 뒤도 있다 어 마지막 본데 마지막 본데 아 리얼? 벌써 이렇게 됐어? 하나 하나 필 어디야?

진행 아마 너 전, 전설인 거 알 거야 나 살리지 마 그냥 가 대너 복원도 못했습니다 뭐 좀정마그 살리지 마 너가 1등 하면 돼 주변에 있다 레이스 개좋고 빠르네 신... 쉴드 안 올려? 쉴드 없어요 아 좋겠네 아, 공 차는 속도 봐마지막자 안에 있다 있다 있다 오마이갓 나이 샤발 네. 미안해 얘들아 뭐라고요? 눈 아! 아! 아! not over yet. Attention. The kill has been Thank you. All good. Patching myself up.

Get out, get out, get out. Back, back, back, back, back. I'm taking shots. Recharging my shields. Go, man. Recharging my shields. need to recharge my shield. Careful behind this. Suriko Suriskudu. And the for. Might be something good this way. Enemy out! Enemy out! Outside. No, no, no. We kill them. Let's go this way. squad down. All Kufa on your victory. Good work. You are the kill leader. All Father, give hostile Warning. Look out, grenade. shields. Contact with target. Healing up. Hostile Eyes are open though. Contact. Reloading. Nice! Yoo-hoo!